멋있다. 이거 위에 가서 자, 어? 착하다 아니 아빠 가지마 아빠 가지마? 응 루아나 아빠는 안 가는데 엄마가 갈 거야 오. 내일 엄마 집에 없는데 괜찮아? 아니 엄마는 어. 정신이 있어 없어? 없죠. 다시마. 아이고 엄마 아 잘해? 어떻게 잘 해요? 어 뭐야 로안이 뭐야? 로안아 엄마 어디 있어? 아 엄마 아직 있네? 아직 아직도 안 갔네? 많이도 타고 싶어? 아니 똑바로 이렇게 앉았어 엄마 잘가 엄마 하트 no, no. 엄마 하트 no, no, no, no. 엄마 하트 음. <laughs> 엄마 갔다 가자 일로 정리해줘 아빠랑 같이 정리하자 점심 먹자 자 오늘의 점심 소소하게 그럼 건배 안 했잖아 미역국 맛있어 봐봐 아, 이거 이거 마우스로 찍었어 아한 입만 먹어 한 입만 한 입만 한 입만 그렇지 어때? 맛있지? 응. 봐봐 맛있다 했잖아 아빠가 쉽지 않다 음. 아이 잘 먹네 아이고 깨거럼 깨거럼 깨거럼 응? 이거 뭐지? 어? 저거 뭐야? 저거 쫓된 거야 초땡구야 아또 땡한 거야? 아 놀랬잖아 놀랬잖아 엄마가 또 이상한 걸 친 줄 알았네 자. 선배 안 했잖아 위하여도 안 했잖아 위하여 위하여 박사님 죄송다 아니요 수아나 TV 보고 있어? 아빠설거지하고올게도와줄래ブラックピンクのコンサートに行くので ッションチェック今チェックインしてこれからご飯食べて軽めに食べていきますはいはい行きましょう行きましょかわいいついに行きますなんかこの野菜食べたいっていうのをさすぐ実行できるのがすごく好きです 오야시미 어? 무슨 소리지? 유만이 코 가는 소리인가? 코 소리인가? 수박을 토해 토해 토해 토해하는 거야 토를 시켰다 어? 뭐라고? 재미게 가는 거야. 낮잠 자자 같이. 아니야. 기침할 때 <laughs> 이렇게 해야 돼 그렇지 <laughs> 이제 뭐해? 어이 뭐야 문어책 문어책 보고 보러 갈까? 예예비상어는응 비상어 해봐 응 비상어 해봐 귀상어, 절갑상어, 거대상어 등 4인 여종이 있습니다 작은 상어는 1 8 50cm밖에 되지 않지만 진나라미가 잘 발달하여 있고 몸에 몸의 표면은 매끈해 보이지만 그러나 응. 우리 책 그만 읽고 마트 갈까? 마트 갔다 오기 우리 마트 가서 맛있는 거 많이 사올까? 응 가자 엄마는? 아! 엄마 엄마 어디 갔어? 엄마 비행기 술 타고 어. 이렇게 조개 붙고 어. 술 타고 쫓아갈 거야 도착할 거야? 응. 그 다음에? 마트 가자. 마트 가자? 응. 요한아, 응. 엄마 오늘 한 3, 4일 없을 건데 괜찮아? 응. 마트. 마트 가자. 아! 너 이런 거 어디서 배웠어? 엄마한테 배웠지? 아! 마트 가 사를 할까? 어? 안 무거워? 어. 요한이 뭐 먼저 먹을래? yeah, yeah.

のぶここいよもうめっちゃ良かった二人で泣いたもんね <laughs> じゃあロゼが泣いたあたりでもう涙腺崩壊だった今までバーンって見せてた作り上げたものをそうそうそうそうなんか楽しんでるそうそうそう超楽しかったブラッピンク最高 쉴까? 그럴까? 엄마 없어도 잘 잘 수 있지? 예. 자러 갈까? 예. 예. 루아나, 엄마 보고 싶어? 엄마 비밀터. 주스 만들어줄게. 주스? 응. 무슨 주스? 조금 셔봐 브레비? 블루베리랑 수박 다섯 개 넣어줘 브레비야? 수박야? 응 브레비 넣고 수박 넣고 왜 수박? 아빠 손 잡고 갈까? 아빠 손 잡고 갈까? 자 오늘 끝! 음. 자 안녕 열심히 수준 차량이 엄마는 비행기 타고 응. 비행기 타 너희 잘 잤어? 조금? 응. 뭐? 아빠 일어나. 알았어, 가자. 그렇게 먹는다고? 뭐, 뭐, 야 물? <laughs> 물막 이렇게 먹는데? 맞아? 와 멋있다 멋있다 야 머리? 오머왜 어, 뭐. 그래 왜 그래 어왜왜 왜, 왜. 야 앉지마 앉지마 앉지마 <laughs> 아 아이 아이 그 뭐야 왜요 왜 그래요 아유 왜 그러세요 일로 이거 먹자 that 뭘 <laughs> 뭉쳐가냐 뭐 아 미안해 너 어디 보고 한 거야 가자 갔다 올게요 안녕 네. 아니 아니 長すぎて無理せず過ごせてます。 작가님도 일본어 잘하세요 작가님 짱 아. 갔다 한 번만 하면 되는데 뭐 오늘 올 거면 오늘 와도 되고 김이 뭐뭐 저러 뱀신니 야 집유다 아 없어 루안이도 와서 루안아 응? 할머니 온대 할머니? 엄마 보고 싶어 루안아 아빠는 엄마 보고 싶어 아야 비행기 타고 갈 거야 아빠 엄마 보고 싶어 빙하고 갈 거야. 아빠가 미끄럼틀이랑 놀이터 사줄게. 그럼 로안이 아빠한테 뭐 해줄 거야? 음, 하나 사줄게. 해마. 해마 괜찮은데? 아이고. 私の風邪が悪化したのでこんな感じで食べますいただきます今日はポッサムが良かったからポッサムとなんかおでんたん皆さんポッサムにサンチュがついてなくて <laughs> めっちゃショックになってゆかが買いに行ってくれたの買ってきてました ます見てこんななんか女子のやることじゃないことしてるいや <laughs> 女子の現実です私女子の現実です皆さんこういう姿も愛てくださいしてください <laughs> <laughs> だからみんな インスタとか YouTube に上がってる映えでやまないでね、なんか比べないでもう、もうそれはお仕事とかだから加工とかもあるし、うんうん、現実じゃないからねそれでやまないでねアニメぐらいの持っおいしいゆっくり食べますよいしょの花내가セット

자 다녀오겠습니다 3일자 다녀오겠습니다 빨리빨리 어 빨리빨리 어? 음. 음. 이따가 공항 가서 엄마 데리러 갈까? No. 들고 갈까? 엄마 환영해요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써가지고 이렇게 해서 갈까? 잠깐만 이거 음. 야너 손 씻었어? 우리 환영의 글을 쓰자 로한이는 아빠, 아빠가 걸거 하고 나는 로한이가 걸 거 할게 엄마한테 쓰고 싶은 말 써. 화면은 봐야지 유튜브야 너도 유튜브 할 거 아니야? 아니 진짜. 오. 아빠 여기 안 보이잖아. 뭐라는 거야? 응? 오. 되게 열심히 한다. 다 했어? 응. 알았어. 하나, 둘, 셋. 생각하고 엄마가 여기 앞에 있다 생각해 저기 앞에 엄마 있다 생각하고 엄마! 엄마! 하고 가는 거야 이렇게 엄마! 그렇지! 자 한 번 더 한 번 더 마지막 마지막 한 번더 저기 엄마! 그렇지! 우. 자 엄마! 그렇지 잘했어 고마워 도상공원로 아시바시 っていうお店に来ましたかわいい今パスタとピザとサラダを頼みましたいただきます短い 이거 아니잖아. 엄마 보고 싶었어? 자 엄마 오면 어떻게 한다고 약간 연습한 대로 해 실수하지 말자 우리 리허설도 했잖아 알았지? 어떻게 한다고? 그렇지 엄마 찾습니다 하고 가는 거야 과연 유카의 반응은 어떨지 자 다함께 보시죠 뭐야 <laughs> 당당한데요? 말을 찾습니다